뒷마당의 아이들도 오랜만에 내리는 눈이 신기합니다. 어릴 적 마냥 눈이 즐겁기만 한 나이는 지난 지 오래지만 소복소복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. 이 또한 지나가고 말지도 모를 모든 것이 즐거운 어느 겨울입니다. Thank you.